공장 이후 지역은 전부 까맣게 칠해버렸군. 단순히 미완성된 부분일 수도 있고 음, 그게 아니라면은 음, 뭔가 더 흥미로운 공간이려나? 그레이브, 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봐 주게.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. 거의 다 도착했어. 들키지 않고 공장 가까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건 옌센의 비행선이니까. Ha ha ha ha ha!